닭가슴집 앞에 있잖아. 그 앞에 보면 밥구리하고 어, 해집하고 큰 해집하고. 무슨 이 녀석을? 맛있어. 맛있어?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니 이거 핫팩 조심해 밑에. 응. 핫팩이 있어? 아니, 뭐 니가 먹을 건데 뭐. 아니, 같이 먹을 거잖아. 낮에 한 20, 50분 먹으면 되는 거예 아,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것도 양아치다 저게 16,000원이야 이거 근데 한 개씩 다 들고 있지 않습 어. 야 그림대로 해라 저 박스대로 아니 요 뭔가 여기에 이게 있는 것 같지 않아? 끝에 그 색이 있단 말이지. 하지만 엄마 의견 반영해서 내 마음대로. 끝. 맛있겠대. 어, 근데 난 떡볶이 먹어. 그러니까 에이, 완전 답